리코니 리코니 펜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쿠미입니다 저는 오늘 런던 밑에 이스트본이라는 곳에 다녀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에 와 있습니다 펜슬도 35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되게 가깝네 이스트본 도착했어요 오빠 이거 아저씨들 흔드는 거 이거 안 된다 네, 아저씨가 어? Thank you. 원래 화장실 사용 일반인들한테는 안, 된다고 허락 안 해준다고 했었는데 저는 어, Are You Desperate 이렇게 묻더니 특별하게 <laughs> 어, 들여보는 주셔서 고마워서 뭐라도 사려고 둘러봤거든요. magnet 같은 거 원래 모으거든요. 그래서 들어간 김에 거기서 사야지 하고 했는데 둘러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귀여운 거예요. 이거는 옷에 아이언으로 붙이는 거. 안에 또 생각보다 예뻐요. quality가 나쁘지 않아요. 이것도 되게 quality가 나쁘지 않아요. 기념품. 해 뜬다. 저번에 바스 여행 때부터 되게 바다 보고 싶었었거든요. 그래서 바스 근처에 브리스톨이 가깝길래 그나마 해안가가 가까워서 브리스톨이 브리스톨이라도 찍고 올까 바다 보러 계획하다가 말았거든요. 근데 금방 또 이렇게 바다를 보러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이 사실 월요일 오전이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. <laughs> 저만 있어.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달았어요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이쁘다 잘 샀다 똠얌 누들 똠얌 누들 이건 에피타이저인데 프론토스트가 너무 귀여워요 쪼꼬미 어 맛있어? 음. 먹어 맛있어 맛있어? 엄청 맛있어 어, 먹어봐 어, 근데 고수향이 엄청, 심, 엄청 심한데? 쌀국수 느낌인데 그 그거야 엄청 똠얌 맛이 살살 나는 약간 신라면 느낌 나. 그 바스에서 먹은 달달한 똠얌보다 홀라. They're very good. Thank you. Not too hot for you? Pardon? Not too hot. Yeah, very yeah, good. Yeah, I like spicy. Thank you. Yeah, thank you. 아, 근데 진짜 신기하네. 오. 음, 맛있어. 진짜 뭔가 authentic한 느낌? 오. 음. 이게 진짜 그 맛일 수도 있겠다 real 현지 맛 태국도 한 번 가야 되나? 카파이예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역대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의자 펴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가나 쨌는데 여기 보니까 의자 대여를 해주네요 하루 온종일 빌리는데 2파운드고 3시 이후에 빌리면 1.5파운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메이 투 세프템버예요 멸치들이 있어요 얘는 배고플 일 없겠다 아, 할아버지 머리 할아버지 머리 동동 할아버지 좋았음 선글라스 가져올걸 뭔가 여기 오니까 눈이 시리다 그치? 선글라스가 저희는 이제 비치헤드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여기? But there is no there is Uber no Uber, driver. No, no, no, there is no Uber here. Yeah. 저 언덕 하나 이게 저 탑에서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의 목표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꽁? 어? 어. 와 온갖 동물이 사는구나 난사소년 눈치 눈치 와 어? 경비행기네? 나도 경비행기 있는데 거짓말 아 드론? 어. 오늘은 안 되겠지? 어, 바람이 너무 세서 이거 날아갈 것 같아 어. 근데 오늘 안 찍을 거안 됐지 햄보다 맛있어 보이는 음. 우리 기도했나? 잘도 왔고 진짜 맛있어 진짜? 먹어 먹어봐 진짜 맛 아니야?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감자가 진짜 맛있어 아, 감자 맛있다 아, 이런 이렇 하시는 거 처음 보네 응. 근데 좀 물렁거리긴 하는데 나한테는 내 입장에서 나는 너무 좋아 음. 여기 맛집인가? 아줌마 저거 식초 까먹은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말고 뭐 음. 이게 맛있는 집인가 봐 여기 맛있네 아니면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여기 있다 아 저거 죄송해라 여기 타도 돼? So sorry Hello Yep 집에 간다. 완전 못 날리기는 시간이 너무 없어. 잘했어. 근데 이거 언제 타도 상관없어.